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반세음 보살 반세음 보살 반세음 보살 반세음 보살 반세음 보살 반세음 부살 보살관세음 보살관세음 보살 관세 보살 반샘 보살 반샘 보살 반샘 보살 열업장지는 오마른 어깨사바 오마른 어깨사바 오마른 어깨사바 구조 아,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과 일신 규명천